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한국 서버의 기록률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이 영상을 지난 4월에 했더라고요 벌써 5달 전이네요 그때 글로벌설 용으로 했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다 알아봅시다 자 우선 시즌 113의 인기 용병을 1위부터 20위까지 용병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1위는 그대로 루시우스가 90%를 넘는 기록률을 자랑하며 차지하였습니다. 2위도 그대로 달비였고요. 그 다음에 3위도 순위 변동 없이 나르타스, 네 번째는 순위 변동 없이 벤시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계단 오른 안젤리카가 차지하였고요. 여섯 번째는 한 계단 내려가서 미카엘라가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7위는 캐서린이 한 단계 위로 다음에 8위는 한 단계 아래로 레비아가 차지했고요. 9위는 레피테아, 그리고 10위는 그라니트가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11위 벨페른, 12위 세실리아, 13위는 한 계단 오른 아스모드가, 그리고 한 계단 내려간 카올리가 14위를, 15위 발제, 16위는 한 계단 오른 알렉이, 17위는 한 계단 내려간 벨리아스가 차지하였습니다. 18위는 스텔라가 차지했고요. 19위는 두 계단 올라서 니아가, 22도 두 개나 오른 테일러가 차지하였습니다. 번외로 살펴보자면 22에 포함되지 못한 육마성은 셀리아 하나로 35위, 도미노스 옥토는 세토 32와 마모니르 28위가 있었습니다. 그외에2 2위권에 있는 용병들은 모두 조력자가 있는 용병들이며 특이하게는 사성 용병인 니아가 1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니아는 사연타로 루시우스 데스가드 제거에 좋을 뿐 아니라 활활탱들을 잘 잡기 때문에 기용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간단히 순위를 쫙 살펴봤고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용병은 간단한 제 코멘트와 함께 살펴볼게요. 이는 주관적인 제 의견인 점 참고해주세요. 네, 1위 자, 루시우스입니다. 기록률 90%를 넘는 괴물, PVP 상위를 원한다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예, 사기성은 아무리 말해도 입이 아프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몇몇 용병은 단지 그의 데스가드를 까기 위해서만으로도 기용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달비로 5성 용병임에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방어력 100%이시면서 방무 딜러로 안젤리카와는 같은 듯 다른 포지션입니다. 그 달비는 철철의 강함을 보이고요. 보통 맨 뒷자리에 위치합니다. 네, 3위는 나라타스입니다. 현재 가장 최고의 딜러로 도발무시로 나라타스 라인은 무조건 필킬 입니다. 특히 방무로 현재 주력 딜러이자 방어력 100%인 달비 아젤리카를 죽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공격 후 본인이 방어력 100%가 되어 생존력이 높아지고 12강 시에는 주문 암기를 통해서 빠른 공격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삐입니다. 9월 10일에 출시된 용병인데요. 출시되자마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현재 메타에 적절한 캐릭터라는 뜻이겠죠. 적의 무덤이 생길 시 도발이 켜진다는 새로운 도발 방식으로 상대의 어그로를 끌어 나르타스를 지키기 좋습니다. 4위는 안젤리카입니다. 12강 시 자체 방어력 증가로 방어력을 100%로 만들어 솔라이너의 사용이 가능한데요. 활활해 강한 모습을 보이며 건너뛰과 15강 시의 공격 범위가 두 칸이 되는 것도 큽니다. 그러나 방어력 100%, 달비, 안젤, 공격후 나르타스 등은 죽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지원과 대미카 시대를 지키고 있는 미카엘라가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지워지지 않는 버프이면서 높은 수치의 버프량을 자랑하는데요. 그에 딜러에게 주는 딜링을 위한 버퍼로는 최강을 보이며 추가로 주는 바피감도 생존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캐서린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루시 데스카드 까기요. 그 이상을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루시의 철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것 이것만으로도 높은 가치면 그의 아이 루시우스가 얼마나 사기 캐릭터인지 알 수 있겠죠. 8위는 레비아입니다. 버프 유무 상관없이 이 메인 대상은 무조건 즉사 10강 시 넓어지는 범위 산저반으로 인한 탱킹력으로 아직 높은 기용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9위는 레피테아입니다 버퍼의 능력도 있지만 보호막과 반사된 부여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에피 반사됨으로 터져가는 적의 딜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로 인해 딜러진뿐이 아니라 탱커에도 버프 부여를 통해 생존력 및 딜링을 올려주어 레피의 1버퍼 사용의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10위 그라네이트입니다. 그라네이트는 막을 수 없는 도발과 해요반 그리고 나르타스의 카운터입니다. 강하수 및 버프 유무에 따라 그라는 생존하고 나르타스를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기용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단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